저도 처음 봐요 <laughs> 야채의 맛은? 체중이었 맛없다 어, 형 올리브 먹을래요? <laughs> 올리브 왜 안 먹어? 올리브가 몸에 그렇게 좋아 예. 야, 형. 많이 드세요? <laughs> 올리브 막 아, 이것까지 진짜 맛있어 먹어 예전님 음.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네. 왜? 아, 차에 가져가니? 저 여기가 어떻게 된 일이죠? 그 왜 왜? 그 누가 그랬어? 누구야? 올리브야? 올리브 갖고 와. 올리브 데고 와. 수빈 야채 먹어요. 혼나야겠어. 못 먹고. 알지? 아, 근데 샐러드만 먹어도 배 부르긴 하겠다. 그때. 여기 샐러드 되게 잘 나오네. 맛있어 보인다. 올리고 무슨 맛이에요?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맛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수빈이 스케줄 간다 하더니 거기 갔다 왔구나 응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갔다 왔구나 응. 어? 야 근데 진짜로 왜 갑자기 야채 먹게 된거아 야 그래 진짜 궁금 해 진짜 궁금하다 진짜 왜 그래? 이유 이유 진짜 난 맨날 고기만 먹고 아니 심각성을 느꼈어? 그 적신호야? 왔어? 아, 적신호야 지금 음... 빨간불이야 빨간불 빨간불 왔어? 그럼 먹어야지